of the Chana Chana Chana Chana.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ấy hủy nhà ấy hủy nhà ấy hủy. Hủy gì nào hủy gì nào. Hủy gì con đi đồn quanh à. 대머리한테요 아. 예 Cheers guys 센지야 용 사와를 하면 돼요 This is the best charcoal pie I've ever had. 음. 예, 에이, 오늘은 김밥 중국 갈 거예요. <laughs> 내 생일을 한시 먹고 싶어서. 김밥 천국 김밥 하하 김밥 하하 김밥 하하 아, 한 달 한 달 정도 김밥 안 먹었어 먹고 싶었어 국밥 에국밥도 있네 looks good 감자탕 여기 한국 아닌 여기 한국, 한국이에요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만 uh, hi there can I order please Oh yes, sir. Can I get for you? uh, can I get labuki and the regular kimbap yeah Thank you. Hi everyone. First of all,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But why do we need VPN?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While you're outside using public Wi-Fi, your personal IP would be exposed without using any VPN. Surfshark has over 3,000 servers in 6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a Netflix user, using VPN would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learn another language, Surfshark VPN would be super useful. You can watch the restricted YouTube video by changing the country's server.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d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The price is also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link and code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내 밥 보자. 생일 밥이에요. 와, 김밥이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게 보이지 그리고 이거 엄청 커 <laughs> 이거 It's like two hands 어 참기름 엄청 많이 넣었어 이거 엄청 커 It's so big Oh my god Holy fuck 잘 먹겠습니다 얼마야? 어 이거 15,000원 이게는 6,000원 그래서 <laughs> 여기 합공은 아마 한 23,000원인가 팁스도 내야 돼서 including tips is $23 I think 아, 여기 고급 이거 호텔 음식 똑같아 다 먹겠습니다 언니 알았습니다 어, 양이 엄청 많은데 와 역시 아침에 라면 먹어야지 yes. 다 먹겠습니다 이거 한국 매운맛 맞아 아. 와우 it's so spicy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와 한국이랑 똑같아 맛있어. Really good. Really spicy. I like it. 가서 spicy. 맛있어. 이 추운 날씨는 매운 거 먹어야 돼. 어, 김밥. 아, 김밥. 안 돼. <laughs> 먹어볼게요. 킹 아, 한국에 더 맛있어 옥수수 어, 아 맞네 옥수 있어 어, 여기 여기 국물 줬어 이거 생일 생일 국물 오, 오징어 뭐예요? It's like, oh, I don't know what, what water is that. 음. 야, 이게 오징어 모양이에요. 입수 미인이요. 고마워. 음이 봐봐 내보다 내 생각보다 더 비쌌어 <laughs> 미친 오마이 oh y god h s o expensive Oh my 얼마지 알아요? 25,000원이었어 25,000원 합고네 와 여기 잘 먹었어요 김밥 중국 나 처음 이마우총은 김밥 중국에서 썼어 왜라 하면 팁스 줘야 돼서 여기 팁스 줘야 돼요 You need to give tips 15% tips I gave 15% tips 줬어요 그거 여기에서 해야 된 거예요 안 주면 안돼안 주면은 안된 거 같은데 안 주면 또 뭔가 약간 의미 없는 느낌이 약간 뭔가 야 너 이 새끼 왜 팁스 안줘 이렇게 생각 있어 <laughs> 김밥지옥 anyways 생일밥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김밥 종굴너 때문에 한국 느낌 다시 왔어요 아니면 김밥 지옥인가 김아종구 고마워 어, 흉밥 김밥 부기 우 Bye Never see you again <laughs> 다시 안올 거예요 고마워 김밥 헬 오늘 <laughs> 어, 오! 있어! 멍어망이 있어! 오늘 생일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먹어봐 먹어방 가게 어 카트 된거 카트데 오케이 새끼 오케이 안녕하세요 하이 아 핫도그 하나 그리고 핫 봉오반 하나 주세요 네? 핫봉오 네, 하나 호떡 하나요? 네, <laughs> 네. <laughs> 굿? 네, Very good. Thank you. t h e y they're complimenting my Korean. 근데 한국어 한국에서 한국말만 하면 안 부끄러워. 나 이상한 새끼라서 그래서 부끄러워. 주차장서밥 먹어도 된가? Let's eat here. Why is it cold? 왜 추운가 여기? 너무 큰데 아닌가? 어, NA 사이즈, 캐나다 사이즈. It's like my mask. 마스크.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양심 가격이고 솔직히 아닌가? 총원 하나 This is a dollar Not bad 응잘 어.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오, so, so juicy 조시 조시판이에요 이거 약간 요거트 느낌이 음 아니 이거는 이거는 팍잼이에요 맞아요 looks like looks like jam isn't it like chocolate jam hot. 음, 맛있냥. 아, 호떡을 내가 잘못 받는 거야. basic이요 이게. This is the basic one. Ah, my mask. Oh my god. 어, 돼지 됐다.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smoke break